네, 심리서사 분석가 김진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얼굴을 뺐습니다. 관심도 없을 거고 중요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자 페르소나, 그림자, 자기 이 네 가지 구조를 제대로 알아야만 영혼의 지도, 컴팩트 레일러 그리고 이후 나올 앨범에 제대로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책만 읽고 바로 이해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정신분석가로서 책임감을 느꼈고 이 영상만 끝까지 들으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이번 앨범을 즐기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겠다는 도전정신이 자발적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해석을 듣고 이해하고 나시면 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자아가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내면의 탐구가 가능한 이유는 이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내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행위의 주체이자 의지, 욕망, 성찰, 행동과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자신을 체험하는데 이것은 내가 나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아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거울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고 쉽게 생각해서 의식과 무의식, 신체와 정신을 잇는 통로가 바로 자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아가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충돌입니다. 갈등, 고뇌, 고통과 같은 것들인데 이 노래는 이 자아의 충돌을 건강하게 직면하여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가사에서 자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 조금 불편하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남들이 나를 아는 듯이 나에게 진주 목걸이를 건다며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침을 뱉으면서 페르소나로 넘어갑니다. 이 장면이 바로 자아에게 발생한 충돌을 직면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페르소나를 사회적 가면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은 왜 가면을 쓰는가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규범을 배우고 따라해야 합니다. 최초 부모가 원하는 모습을 따라하면서 삶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인으로 성장하면서도 마찬가지지요. 가면을 쓰는 것이 솔직하지 못한 거니 나쁘기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터득하고 있어야 하는 그 능력이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과도하게 팽창될 때 생깁니다. 특히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페르소나가 팽창될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도 한데요. 가사 내용 중에 슈퍼 히어로가 진짜 된 것 같은데 주위에서 말이 많다. 달려라, 멈춰라, 숲을 봐라, 들꽃을 보라는 등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맞춰야만 하는 모습에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페르소나가 팽창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다 맞춰주게 되면 페르소나가 팽창하면서 균형을 잃게 됩니다. 즉 진짜 나를 잃기 때문에 극도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용적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팽창되면 다른 하나는 억압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기 있는 연예인일수록 이것이 더 팽창되어 영혼이 페르소나에 집어삼켜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대부분의 연예인은 이것을 견디기 아주 힘들 것이고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나 마약과 같은 심리적 아픔을 해소하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특히 BTS 정도 수준의 인기라면 내가 누군지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남주는 내 영혼의 균형을 지켜내고 나를 발견하는 과정과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림자를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핵심인데 그림자를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나의 억압된 욕망이다 나의 억압된 욕망이다 즉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가 팽창되면서 자동적으로 나의 본성적인 어떤 욕망은 억눌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내가 억눌러야만 했던 그런 억압된 욕망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영혼의 지도책에도 정확히 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용족은 정해져 있고 한쪽이 팽창하면 다른 한쪽은 억압당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시선인 페르소나에 맞추는 게 많아질수록 페르소나가 팽창할수록 그만큼 내 본연의 욕망인 그림자는 억압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사 내용도 그림자 부분에서 화면이 어둡게 바뀌면서 내 처음 근원적인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난 그냥 들어주는 누가 있단 게 막 좋았던 것이었다는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페르소나로 억눌린 그림자가 계속 무대, 조명 아래 뜨겁게 날 노려본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이기적이고 고의적이고 냉혹하고 강압적인 능력이자 모든 주요한 죄들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를 선택해서 자아의식이 거절한 것이 바로 그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 따위가 무슨 이라며 자신을 부정하는 모습의 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와 페르소나의 통합은 바로 자기 수용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신의 정신을 성찰하고 수용하며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분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쪽에 치우치거나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펼쳐진 스펙트럼을 모두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지도 책에서 말하는 개성화라고 하는 통합비자 성장입니다. 자아를 통해서 페르소나와 그림자 모두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더 이상 내 영혼의 시도가 부끄럽지 않다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Dear myself, 즉 자기에게 말합니다. 셀프는 가장 근원적인 자신의 본성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만들어내는 진짜 자신을 의미합니다. 넌 절대로 너를 잃지 말라고 나는 자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사를 통해서 내가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비전에는 웃는 우는 매 순간 숨쉬는 페르소나까지 다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둘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절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새로운 태도를 갖고 세상과 새롭게 관계를 갖도록 두 가지 대극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자아가 꼭 필요한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와 내 근원적 욕망인 그림자를 새로운 관점에서 수용하면서 진짜 본성인 자기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가사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신의 팬들에게 페르소나처럼 이렇게 투영당한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을 팬들에게 투영시킴으로써 이 노래를 통해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영상을 보시는 독자분들 자신을 투영하는 페르소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 그림자는 나에게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나라고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페르소나 컴백 트레일러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해가 되더라도 모든 분들이 꼭 두세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심리서사 분석가로서 상담가로서 정말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가사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